누구세요? 아까쯤에 스타트 할때 오줌 못 싸고 왔거든. 저 오줌 좀 빨리 싸면 안 되겠어요, 앞에서. 2019년 8월 7일 스타트 5 공포방송 넘버원 지금은 또 마시되 가자 신속 기동하라 팔로 팔로미 내가 잘못 알고 있는 건가? 분명히 내가 문을 꼭 닫고 나오는 것 같은데 꼭 이러네 문을 닫고 나오는 것 같은데 꼭 이래 보면은 문을 닫고 나오는 것 같은데도 꼭 이래 누구세요? 깜짝야 누구 있어요? 뭐야? 뭐야? 뭐? 뭡니까? 뭐, 뭐지? 잠깐만. 뭐야? 뭡니까, 거기? 잠깐만 어? 찾았다 잠깐만 떨어져 누구랑? 뭡니까? 오! 오? 오? 아이씨 누구십니까? 누구세요? 누구세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어디 계신가요? 집중 여러분들 죄송한데요 저 아까쯤에 스타트 할 때 오줌 못 싸고 왔거든요 오줌 좀 빨리 싸면 안 되겠습니까 옆에서 옆에 화장실에서 오줌 싸면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소변만 좀 보면 안 되겠습니까 아까 시작할 때 죄송합니다 지금 오줌이 너무 급해가지고 여러분들 봤죠? 여러분들 봤죠? 여러분들 진심 봤죠? 진심 봤죠? 저 분명히 오줌 싸러 안에 들어갔습니다 저 분명히 오줌 싸러 들어갔어요 안에 비행기 올리고 꺼냈어요 꺼... 여튼 변기 올리고 쌌스 나오고 있었습니다 아 자꾸 빡빡 안한다긴데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2120을 보고 계시는데 여러분들 추천 한번 만눌러 주시면은 조그만 기운 내서 지금 554개인데 지금 오줌도 싸야 되니까 여기가 그래도 이제 좀 안전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추천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은 진짜 열심히 해서 음, 글라스, 글라스, 선글라스. 아, 씨, 깜짝이야, 씨. 거기있지라 남자? 나 무리요 나 무리요 나 모르시오. 말로 합시다. 열어 당신 걸려서 나한테 당신 걸렸어 주문만 할때 열어 열어 3백오315 305 305 있었네 305호 3 0 5 3 0 5 됐죠? 딱 걸렸어 여러분들 바로 갑니다 여러분들 바로 뚝배기 갑니다 바로 뚝배기 깹니다 준비하세요 바로 깨겠습니다 온 여기 아 여기네 예아 여기 네, 같이인 줄 알았어요 죄송합니다 어? 보시라니까 여러분들 이거 봐보십시오 이거 어떻다니까요 감자맨 어? 감자맨 어떻는데? 뭐야 간 날짜? 이건 있었어요 이 감자맨은 없었다니까요 간 날짜가 2015년 4월 3일까지요 이상해요 막혔어요 여기 여러분들 이거 나가야 됩니다 이거 신고 들어갑니다 이제 이제 옆 건물에 아마 신고 들어갈 겁니다 빨리 나가야 돼요 이 정도 했으면 됐습니다 여기 신고 들어갑니다 이거 물론 발로 깨가지고 이거 분명히 주변 민간인들 신고 들어갑니다 이거 무조건 들어갑니다 빨리 가야 돼요 이거 신고 들어갑니다 빨리 가야 돼 빨리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려요.